você. 난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myself Amazing, lost and gone, far away 부지러운 그라 그가 있더라 수있도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니사 다시 돌아 let's miss myself Messing, lost and wrong, far away